Eh? Hehehehe Wikilegawe kardeş. Ahoy. Deniz Yukano. Ahoy. Huh? Hum. Ah! Mm-hmm. Mm-hmm. Ha ha ha! 음? 음. 음. 어? 아따 무섭게 좋다 승급하다 돈 깨라

Ah! Mm-hmm.

Sorry, go. <sighs> <sighs> <sighs> <laughs>